이 케이크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이 케이크는 얼마 전에 오픈한 바닷가까라는 디저트 가게에서 사온 거예요. 거기 오픈하기 전부터 되게 기대했었는데 마침 집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아가지고 가서 케이크랑 디저트들 좀 사왔었어요. 요거는 콘황치즈 케이크였던 것 같은데 워낙 제가 옥수수 디저트도 좋아하고 특히 황치즈에 요즘 아주 빠져가지고 제일 기대가 되는 디저트 중에 하나입니다. 황치즈의 짠맛이 많이 나기보다는 단맛이 좀 더 강한 그런 황치즈 맛이에요. 그리고 이 치즈케이크 층에는 코녹수수가 많이 박혀 있어가지고 식감이 엄청 좋네요. 요 위에 이렇게 과자도 올려져 있어요. 요거는 콤보스 과자 같거든요. 자세히 보면 치즈케이크 층 위에 블론디가 있거든요. 근데 이 블론디 층이 쫀득하고 달달해서 꾸덕바나 버터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블론디 층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냥 간단하게 계란이랑 김치 올린 비빔밥 해서 먹으려고요. 사실상 오늘의 주인공은 김치라고 할 수 있죠. 간을 안 했기 때문에 김치가 있기는 하지만 조미김을 썰어서 넣어보려고요. 이 고추장은 좀 매운 편이어서 이 정도만 넣어주려고요. 완성! 오늘은 뭔가 요리하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진짜 간단하게 비빔밥 만들어봤어요. 사실 원래 낫또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집에 있던 낫또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먹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쉽지만 낫또 없는 계란 김치 비빔밥 먹어볼게요. 간장에 볶아가지고 어, 미역면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. 이거는 얼려둬가지고 전자레인지에 좀 돌려줄게요. 템페는 이렇게 되어 왔어요. 이렇게 졸여주기만 하면 끝이에요. 이렇게 다 졸여졌으면 긁어주고 네, 담아주기만 하면 됩니다. 오늘은 요 미역국수랑 고추장이랑 간장 베이스 소스에 볶아서 만든 템페 요리 같이 먹을 거예요. 요 미역국수 소스는 어, 모밀 소스 썼어요. 잘 먹겠습니다. 템페에다가 고춧가루랑 간장 소스 같이 섞어서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인데 간장만 했을 때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. 이번에는 기름 둘러서 볶는 것보다는 물 좀 많이 넣고 졸여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템페가 더 부드러워지고 이 레시피도 엄청 맛있는데요? 오늘은 닭가슴살이랑 야채 넣고 간단하게 찹샐러드 또 만들어서 먹어볼 거예요. 전자레인지에 먼저 데워줄게요. 파프리카는 이 정도만 준비해 볼게요. 방금 데워온 닭가슴살 이대로 잘라주기만 하면 돼요. 이렇게 다 썰어졌습니다. 이제 그릇에 담아가지고 위에 소스만 올려가지고 먹으면 끝. 닭가슴살 큐브 넣어서 만들었는데 소스를 엄청 많이 뿌렸어요. 저는 샐러드 먹을 때 소스는 진짜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. 거의 샐러드를 소스 맛으로 먹는 것 같은? 그래도 이왕 먹을 거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? 잘 먹겠습니다. 수저로 편하게 떠먹을 수 있어서 먹기가 되게 편해요. 그리고 이게 야채를 썰다 보면 나오는 그 신선한 향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게 되게 좋아가지고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메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레시피는 재료만 미리 준비해 놓으면 진짜 후딱 만들 수 있어서 저녁을 간단히 먹고 싶기는 한데 시간이 없거나 할 때 진짜 추천드리는 메뉴예요. 오늘도 퇴근하고 왔는데 요리를 너무 <laughs> 하기가 싫은 거예요.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제가 보통 만드는 메뉴들은 거의 간단해요. 자취생 때 만들었던 요리들이 다 간단하다 보니까 여전히 복잡한 레시피는 좀 피하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콩콩물 베이스로 목이버섯이랑 요 흑타리 버섯 넣고 버섯 콩스프 만들어 볼 거예요. 먼저 버섯 손질해 줄게요. 모기버섯은 요 끝에 뭔가 붙어 있으면 그것만 떼주면 돼요. 요거는 생 모기버섯이어서 따로 손질할 게 많이 없어요. 버섯은 한번 씻어줄게요. 그러면 재료는 준비 끝이에요. 재료 손질 끝! 엄청 간단하죠? 요거는 풀무원에서 나온 어, 국산 콩 진한 콩국물인데 저도 이거를 처음 써보거든요. 이거는 350g 들어있는데 한 3분의 2 정도 써볼게요. 중불 정도에서 끓여볼게요. 준비해둔 버섯도 다 넣어줄게요. 여기에 이제 간을 해줄 건데 소금 먼저 넣고 후추랑 저는 강황가루도 넣을 거예요. 강황가루가 없으면 카레가루 넣어도 상관없어요. 강황가루를 넣었더니 엄청 노래졌어요. 농도는 원하는 정도까지 졸여주면 되는데 저는 약간 묽은 게 좋아서 이쯤 에서불 꺼주고 이제 옮겨주도록 해볼게요. 파슬리 뿌려서 끝내려고 했는데 집에 파슬리가 갑자기 없어졌어요. <laughs> 이렇게 해서 맛있고 건강한 버섯 콩스프 완성했습니다. 지금 카레 향이 좀 나거든요. 이게 강황 가루가 카레의 베이스다 보니까 카레 향기가 좀 솔솔 나는 편이고 두유로 했을 때보다 더 걸쭉한 콩스프 완성되었습니다.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제가 최근에 만든 요리 중에서 제일 간단한데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? 콩 국물이 되게 꾸덕한데 고소한 맛도 나고 소금 간을 진짜 딱 적절히 하면 짠맛도 어느 정도 잘 느껴지면서 너무 심심하지 않은 그런 스프고요. 모기버섯이 식감이 아무래도 되게 쫄깃쫄깃하다 보니까 부드럽고 꾸덕한 스프랑도 진짜 잘 어울려요. 버섯이나 안에 들어가는 재료 같은 경우는 원하는 대로 뭐 양파를 넣어도 되고 브로콜리 넣어도 되고 다양한 야채나 아니면 뭐 고기 좋아하시면 고기도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요 스프 질감은 콩 비지랑 비슷해요.